Yeah. 비기 비기 비르네 시합 끼고 박사가 좀 해봐 네, 그래도좀 지금 정신이 없달까 밥을 좀못 자가지고 밥을 먹어야지 어떻게 추천하는데